我挺能。 Thank you. 소리라 보이스 소리 Süßal.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가워요. 지금 버스 속이라서 자판을 칠 수가 없거든요. 실화라고 좀 쳐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버스 속에서 달리고 있어요. 어디 사시나요? 아, 이천역? 경기도인가요? 이천 쌀 나오는데 그게 이천이죠. 아, 네, 반갑습니다. 도자기도 네. 하는, 도자기 마을도 있던 것 같은 것 같은데, 아, 예전에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네, 버퍼링이 뭐 생기네요. 네네. 저희가 이게 저희가 녹음이 안 돼요 안 쓰는 거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아,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녹음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언니 번호로 지금 통화를 하고 있어요 네. 네그호로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녹음을 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am Sira. 기능 캐시필 카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ナマステナマステナマステシャーシナマステシャーシナマステ インスタグクム place will open you know however no not not used not used Namaste. See you. Thank you. Bye bye. 네 안녕하세요 대전남자님 반갑습니다 음. 네 버스 타고 지금 돌고 있는데요. 남포동에서 내릴까 싶어요. 네, 부산이에요. 부산 남포동. 차 있다고, 차 있다고 하다가 뒤에서 숨에서 있다고 하다가. 아 보스방님 안녕하세요. 네, 남포동 구경 가고 있습니다. <laughs> 버스에서 하면 안 되겠죠. <laughs> 그래서 지금 내립니다. 버스에서 민폐 끼치는 것 같아요. 같이 가볼까 싶어요 지금 내려서 세보라고 치면 링크 올라가면 시다라고 적으세요. 아, 세, 세보라고 쳐보세요 아, 내렸다. 최고는 아니면 베스트라고 치면 링크가 올라가거든요. 유친 치 아니시면 서로 유친하십시오. 치 반갑습니다. 아, 비, 톨님이 추천해 주셔서 제가 연결한 거 맞는데요 맞아요 빅톨리 친구분이세요 네 빅톨님하고 친구분이시네요 아 조방 앞에 일부러 나오셨나 아니면 조방 앞에서 일하 직장이신 거요 <laughs> 조방 앞 알죠? 조방 앞에는 건빵이 많이 있는데 아 집이 조방 앞이세요 예. 시간은 무슨 시청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전 남자님은 대전이시죠? 그러니까 대전 남자라고 하셨겠죠? 시방 시간은 거의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얼마 얼마 있으면은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친구들에게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종각집 국수가 가락국수가 유명한데 옛날 집 그대로 종각집에서 국수 먹고 가면 좋은데 오늘 조용하다 추억의 맛집 추억의 맛집 시원한 거 오늘 남포동이 조용하네요 아 실방 자주 안 해요 실방 자주 안 하고 가끔씩 갑니다 근데 오늘 가려던 데가 문을 닫아서 <laughs> 지금 갑자기 버스를 탔는데 실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을 잘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거리인데 그죠? 사람들이 별로, 별로 없어요. 팥빙수나 먹어볼까 싶어서 왔는데 와 예, 조용하네요. 팥빙수 어디서 먹어야 될까? 어디서 먹? 뭐- 아, 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여, 기가 맛있네. 아니 우리 편이 아닌데. 팥빙수 한 그릇 해주세요. 예. 네, 얼마죠? 4천 원. 4천 원. 네. 옛날 팥빙수다. 예. 추억의 팥빙수 으로물하죠 음. 아 집은 저기 사직동의 야구장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옛날 팥빙수를 보고 있습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예 오세요 오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얼마 짜리 드릴까요? 포장. 얼마예요? 4,500원, 5,500원. 5,500원. 네. <laughs> 맛있겠어. 맛있겠다. 같이 먹어요, 저는. 와, 옛날 그대로. 이모, 여기 비비지 말고 준 거, 이중으로 줬을게. 감사합니다. 가진 거찍으려 네. 먹고 돈 드리면 되겠죠? 예, 예. 네. 이모 시식 좀 할래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요. 4,500원이면 싼 건데요. <laughs> 오. 혼자 먹은 재수가는 무거, 무거운게 엄청나게 회사에 제일 올라 수입하신 저는 원래 안 섞어서 먹어요. 예. 안 섞어서 먹는 게 좋대요. 섞으면 녹았어. 감사합니다. 이거 하신 지몇 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제가 여기서는 이제 네. 나머지 5분 빼고는 나 제일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럼 오래되면 30년? 아니, 30년까지 못했지. 음. 바꾼, 바뀐 다음에 제일 고참이지. 그래. 네. 23년도 있었 지금 제일 손님 없지? 예. 음. 팥빙수 하나 해주세요. 응, 어, 앉아. 같이 나오면이 오늘 일찍 다 일찍 닦고 왔어요. 일찍 다 갔어. 여섯 손이개 너무 없어서 너무 이쁘네 오늘 그러고 머리를 들어 들어 어리게 보고 해줄게. 그거는 건드리면. 맛있어? 네. 맛있지? 맛있어요. 응. 용수. 용수. 용수 뜻이 뭔데요? 용수 단팥 미려. 물용수에다가 당선한테 홍수대에다가 그 안 먹는 것도 일이 안 맞는 것도 맛있 맛있게 달고 이거는 뭐예요? 무슨 종 사과잼. 사과잼. 네. 음. 음, 사과잼을 너무 맛있네. 음. 네. 연유 넣고 사과잼 넣고 우유 넣고 파슬 어. 넣고. 팥을 잘 삶아야 된다 지제 음. 한 맛있지. 네, 팥 네. 这个。 잘 먹고 갑니다. 보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이제는 스키로다 찍고 바르잖아요. 이제는 문화를,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시면, 이거는 부작용 제로고요. 인체 지방이 20%라 정말 내 얼굴이 바뀝니다. 생년월호. 내 얼굴이 진짜. <laughs>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이라. 아. 네. 저희 집이 맛있는 가정식 전문점, 유명한 전문점 컨집이네요. 맛있는 집인데. 맛있는 집.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